술과 안주의 그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대국엔 소주 아 그래 멤버도 나왔어요 안 때릴 거예요? 뭘 때려 환영적이야 기름 쫙 이걸 못 참아 소냄새나 친구들과 의견이 달라서 싸우다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사연 보냅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고 제 친구들은 만나면 무조건 술을 시켜야 하는 애주가입니다 그날도 소주 4병에 맥주 3병을 시켜서 다 먹더라고요 그래놓고 결제할 때 저한테 술값까지 엠빵하자는 거예요. 엥? 나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다 같이 만나서 논 건데 당연히 전체 가격에서 엠빵해야지 안 먹은 술값을 왜 내가 내?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가 우리보다 안주 더 많이 먹었으니까 안주 먹은 만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계란말이 한 입도 안 먹었는데 나 그거 안 내도 돼? 난 솔직히 술값은 좀 부담된단 말이야 술값 안주값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만나서 논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칼 같네 나 원래부터 술 못 먹는 거 알잖아 둘이 안 친한데? 안 친하네 친구로서 나 좀 배려해주면 안 돼? 먼저 술값은 빼고 내라고 말해줄 수 없는 거야? 오래된 문제네 음.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낸 거라 저도 즐거운 서로. 시간이었긴 한데 여기다 술값까지 더 내야 한다니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아 이거 와,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문제입니다 진짜 어렵다 진짜 사실 나이를 먹으면 이걸로 뭐 그렇게 싸울 그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대 문제가 좀 음. 있네 20대 초반이면 이게 좀 예민한 문제겠다 난리가 나요 이게 진짜 싸움이 나서 진짜 안 보는 이제 너랑 안마 이런 이런 사이가 된대요 이것 때문에 아재들도 싸움이 나 왜냐면 막 자기가 낸다고. 아, 김 사장. 아,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 아,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 막 이렇게 막 이기를 봐세요봐세요 아예 하지 말라니까. 어, 와, 진짜. 그래서 신용카드 걷어가지고 어. 계산하신 분한테 맞아, 고르라고 맞아. 막 그러기도 어, 하고. 아우 맞아. 아. 곤란하게.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딱 공감이 됐던 게 제 스타일리스트가 음. 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친구 술을 아예 못 마셔. 음. 근데 안주는 엄청 때리는 애예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술값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나 술 안 먹었는데? 어. 술집 가면 치킨 먹자 치킨! 어. 그리고 치킨 먹고 나 술 안 먹었는데? 이래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나중에는 야 근데 진짜 이 새끼 부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음. 근데 또 안 부르니까 또 되게 재미가 없어? 약간 미안해 그냥 찜찜하지 이제는 그래도 좀 다들 일을 하니까 걔가 뭐 살 때도 있고 하죠 음. 근데 그때는 진짜 되게 컸어 저도 만약에 이런 술자리를 가게 될 거라면 음. 술을 뭐 어, 뭐 그치, 많이 그치. 좀 마시거나 뭐 즐기지 않는 음.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치. 내가 술을 안 마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음. 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같이 나눠서 내는 게전 맞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알아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네 선택으로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 <laughs> 어나 진짜 안 나오는구나. 야, 아, 그래도 우리랑은 네. 좀 놀았지. 맞아요. 엄청 많이 논 거예요. 저는 기준으로. 그래? 응. 음. 어 진짜 우리 방탕하게 논 거지. 우리 절친이야? 그럼요. 어 진짜? <laughs> 어 기분 좋다. 맞아, 맞아. 나는 술 안 먹었으니까 안 낼래. 이거는 나한테는 어떤 개념이냐면 노래방 가서 나 노래 안 부를 테니까 돈 안 낼게. 어쨌든 거기 공간을 어. 사용하고 있잖아 음. 어떻게 말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불렀어 응. 음. 어? 나 18글자 불렀으니까 18글자 비용 500원만 낼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얄미워. 말이 안 어. 되잖아 <laughs> 여기 난리 났네 자꾸 술 얘기하니까 우리끼리 회식했던 그때 생각나 그게 한 우리 그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때였어. 재작년 연말이었을 거야. 세훈이 깔로아 밀크 먹고 그때 세훈이 만취돼서 <laughs> 만취라뇨 여러분 고주망태 고주망태라뇨? 초코우유 <laughs> 같다고 <laughs> 막 먹으면서 내가 추천했잖아 커피우유 같은 어. 근데 그건 진짜 음료수 같더라 맛있었지 네. 근데 얘가 계속 시키는 거야 원샷 갑자기 아이 또형 방송한다 또 깔로아 밀크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잖아 그렇지. 아, 어, 바로 저거였어. 계속해봐요, 계속해봐요. 화장실 갈 때 재현해봐. 에난 태어나서 야, 세연아! 너 어디가? 세연아, 너 어디가? 화장실. 어. 너무 행복했어. 했어또 진짜 다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어.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 그때 태어나기 전이야? <laughs> 이러니까 진짜 이야기 같죠. 회식 땐 딘딘이 최고야. 야 딘딘 또 빠질 아, 수 없어 마이크를 안 놓더라고 야너 그럴 거면 너 1인용 마이크 가지고 와 어. 다음부터 한 가지 귀여운 건 애가 여기가 핑크색이 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딱 여기 요렇게 어, 요렇게 만화처럼 여기가 요렇게 딱 가로로 핑크색 줄이 그어진다? 완전 핑크돼. 완전 예쁜 볼터치. 저 컬러 어디예요? 라고 정보 좀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나는 요즘 주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나는 뚫켰어. 그래서 잤어. 응. 눈을 떴는데 집이 누가 와서 치운 것처럼 깨끗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전자친구가 집에 왔었나라는 생각을 한거 그중에 누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어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어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술 취해서 다 치우고 아다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다 넣고 다 치우고 잔 거야 야 우리 가능해? 앞으로 그러면은 어. 배 청소할 때 우리 집에 술 놓고 딘딘이 불러서 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해드립니다 좋다 네. 아 근데 막둥이가 음. 문제를 제기를 할 만한 것도 친구들의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음. 그치 깍둥이를 아예 배제하고 모든 걸 정하는 거야 맞아. 그럼 얘 입장에선 좀 짜증나지 그치. 난 너네랑 볼링 치고 싶은데 맞아. 니네가 여기 모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오기 싫어서 음. 내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막둥이에 대한 배려나 뭐 이런 게 조금 없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배려받지 못한다는 게 더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매번 모임이 술자리인 모임이라면은 거기는 음. 막둥이가 매번 가, 가서는 안 되는 모임이긴 해 어. 어.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음. 이 막둥이가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치? 생각이 들어요 20대 초반 나가고는 싶은데 내가 또 경제적으로 뭔가 뭐 힘들 수 있잖아요 음. 아 그런 거 네. 있어 어. 친구 사이에도 음. 그런 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진짜 좀 힘들어 지금 갑자기 음.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 음. 그럼 애들도 아니까 알아. 야, 너 내지 마. 야, 내지 마, 내지 어,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뇌라고 한다면 나는 그 친구 모임은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의 친구 모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 누구나 이게 계속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야 음. 말을 서로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배려를 하게끔 음. 돼 있어 음, 친한 맞아. 친구면 근데 음. 그게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서도안 되는 것 같긴 해왜 어, 몰라줘 하는 것보다 진짜 친구면은 나 요새 근데 솔직히 내가 여기서 한 몇만 원 쓰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야 그런 정도의 용기는 음.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그치. 음.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뭐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게 많대요 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뭐 안주를 고르게 하자 아이 에이 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 되지 사실 술과 안주의 그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 어, 페어링 페어링 이게 또 술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친구는 우리가 소주 먹는데 치즈 돈까스를 시킨단 말이야 맞아 맞아 소주 마시고 이제 나만 화채 시켜 아. 이상한 거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 화채시키면은 조금 고민하죠. 계속 봐야 하나 이상. 그치, 그치. <laughs>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랑 술 안주로서의 음식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지. 어, 궁합도 있고. 그게 좀 힘들겠지. 나는 방어에 한라산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음. 갑자기 얘가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 찹, 찹 찹스테이크를 시켜. 아, 찹스테이크를 시켰어. 난 너무 우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주가들의 특징이 뭐냐 음식을 보면 어떤 술 먹고 싶은 술을 어, 떠올리더라고. 순대국엔 소주가. 소주. 아 그래. 아. 기가 막히거든요. 전일 딱 아, 봤어. 아, 막걸리 아, 미치는 거야. 왜 이렇게 쉽게 미쳐? 잘 이해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들. 멘부샤 나왔어요. 안 때릴 거예요? 뭘 때려? 폭력적이야. 기름 쫙 이걸 못 참아. 술 냄새나. 뭐 술안 마시는 사람을 뭐 따로 개인 메뉴를 하나 더 어, 추가해서 아, 해주자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종의 음. 배려인가 보다. 뭐. 아니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안주는 그냥 뭐 이렇게 다 정하고 너 먹고 싶은 거아 하나 따로 시켜 이렇게 음. 한 2만 원짜리나 18,000원짜리 안주 시키면 최소 소주 한 세네 병 값은 되니까 아. 음. 그러면 n분의 1을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 근데 그럼 그 머릿속에 계속 계산기를 돌려야 되잖아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야 아, 근데 진짜 나 이 사연을 딱 들으면서 음. 그렇게 막 즐겁게 술 마시고 지금 막 논 다음에 지금 계산을 앞두고 하는 대화잖아. 응. 어, 이렇게 냉철해? 사람들이? 어, 맞네. 소름. 음. 카이저 소재들. 나는 사실 처음에 힙합씬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 처음 쇼미더머니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래퍼들하고 술을 먹으러 갔는데 응. 음. 계산대 앞에서 다 쓱 빠지는 거야. 진짜? 어. 아, 그 수액이? 어.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됐어. 어. 근데 지금 뭘? 그분들이 막 수장이 되어 있고 그런 거야, 레이블에? 스윙스는 나한테 샀어 <laughs> 어, 스윙스 플렉스 야 근데 진짜 힙합하고 그 거침없는 사람들이 어, 계산대에서 빼더라고 오히려 발라더들이 짠이야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카드 계산해라 화장실 갔다 올게 어. 너무 멋있어 멋있어 아니면은 나가는데 갑자기 얼마예요? 계산하셨는데요? 끝났지. 나와! 뭐 이런 거. 맞아. 어, 어, 어, 나와. 그런 걸 배웠지 나도. 음. 그런 문화. 나 2차 못 갈 때 후배들한테 카드 주고 나 먼저 갈게 그러고. 아. 이런 거는 그 미리 대기실에서 얘기해주면 저희가 얘기해드릴게요. 아. 이런 거는 약간 본인이 직접 말하니까 살짝, 어, 살짝 아쉽네. 플렉스가 좀빠지는것 네. 네. 같기도 하고. 네.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술 마셨을 때는 음. 음. 술안 마시는 이나 누나가 항상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좀 냈지. 아, 일단 맞아, 재벌이 맞아. 많이 사셨고 다음 회식은 내가 살게 오빠도 그래도 내신 적이 있긴 하죠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내 네. 음. 세훈이만 세훈이만 뒤로 빼지 맞아, 응. 음. 나도 근데 막내 뻘인데 왜난 내냐? 너 얘도 근데 쟤도 되게 적극적으로 내는 스타일들은 많이, 많이 누가 말릴 겨를이 없이 미리 다 끝나 있어 그 사실 그 술자리를 내가 즐거워해놓고 계산을 내가 안 하면 뭔가 미안해 죄 짓는 것 같아 나는 맞아 그리고 참 좋은 게 딘딘도 그렇고 이나도 그렇고 계산하고 되게 가, 조용히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아, 또 이렇게 근데 음. 방송에서 이렇게 발설될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 이제야 알려지나? 아 내가 오늘을 위해서 몇백 번의 카드를 긁었는지. 아, 제보 주세요. 이 미담을 위해서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았어. 네 어쨌든 뭐 뭐랄까 이게 막둥이 고민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도 막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막 내고 이런 것처럼 엠빵을 하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의 문제보다는 지금 이 친구들이 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음. 음. 나를 배려하나 근데 사실 얘가 하는 것들도 꽤 있거든 음. 음. 얘가 뭐 누구 취했어 그러면은 아 너네 마셔 내가 얘 택시 잡아주고 올게 뭐 이런 거 음. 정신 멀쩡하니까 얘가 하고 맞아. 뭐 얘는 차를 갖고 있으면은 얘가 뭐 애들 태워서 운전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은 술 값에만 항상 그치. 따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 막둥이한테 뭐 야 고마워 아, 우리 치하면은 그래도 세훈이가 있잖아 덕분에 잘 들어왔다 뭐 음. 뭐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n분의 1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어. 그 문제인 내가 이 친구들이랑 어, 한테 어떤 존재지 또는 나한테 이 친구들이 어떤 의미지 음.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재정비를 혼자 조용히 또 막둥이 입장에서도 n분의 1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좀 어떤 그런 친구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맞아. 거지. 마음이 닿는 벅찬 국물 너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앞조는 너의 풍경 흙떡거리가 그렇게 너를 위해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나를 때까지 기다리